이제 만트라 분야에서 치아키 확인 후에 아사쿠사 돌아오시면은 친구도 정상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고 예. 뭐이 여기 여기서는 이제 그때 그 두 번째 경락 아무나 왔었죠. 이렇게 뭐 1호천 그런 게 아니라 단일 톤으고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저장할 필요 없어 그냥 뭐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네. 그래서 오시면 이제 바로 이상우 만나고 지지리가 뭐 필요 없어 이만 해서 이제 하는데 스펙터랑 이제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 까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법 딜이 안 먹히기 때문에 어... 레드라이드 야 테라소드가 있고 제천대성을 쓰면 된다 하지만 음... 애매한데 일 이렇게 가야 되나? 뭘 써야 되지? 일단은 뭐 아, 아, 아, 아, 네, 이제, 이제, 그제 실로도 있을 겸 네. 아, 테라스를 이제 놓고 이제 바로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로 나가면 이제 그저기인데 아마라 신전 코앞인데 떨어지는데 일단은 얘를 상대해야 돼요 일단은 처음엔 이제 해운을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해야 돼 뭐한 번에 쓰는 게 낫겠죠? 네, 한번 쓰는 게 나으니까는 어, 이래서 천천히 가고 이거 넘겨 랜덤화이죠 그래서 타로 카드 두 번에 랜덤화이가 두 번 넣은 상태예요 다음 주에 그냥 잡아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자폭을 써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리고 제천 대성이 저거 물리 무효인대로 저 딜이 들어오잖아요 막는 거들고저거는 이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 어우 자꾸 또허무하죠 그래갖고 흉평이고 그리고 음. 되는 겁니다 음, 데스바운드 빼고 그러니까 여러 발 들어가면은 데스바운드는 뭐 그렇게 물릴 게 없는데 음. 근데 이게 뭐 여러 발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주차하고 나가면 되고 이제는 이제 스펙터 볼 일은 없어요 나중에 혹시 뭐요비의왕 가서 이제 좀뭐 패실 의향이 있는 게 아니면 일단은 이제 나무라 신정 왔고 저기 뒤에 보면 이제 피라미 드 같은 게세 개가 있잖아요. 이쯤에서 대화하고 오지 않나? 아,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해두시고 어... 여기 회복의 세분 없어요? 치료의 그러니까 세분 없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제 구하려면 저걸 해야 되고 어, 나가셔야 되고 딴데 이렇게 갔다 와야 되고 근데 뭐 딱히 배울 게 없어 보이지만 솔직히 이제 그냥 개슈는 이제 저거 하는 거 그냥 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냥 저거 이제 스택 마가타마 마스터 스택 올리는 정도? 어차피 소피아가 더 상위 호환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렇게 하고 해서 어디부터 처리해야 되나 일단은 원래는 이제 원래는 이제 아마 터미널 뭐 ABC 막 이렇게 성 설정해둔 거상 원래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 알비오 있는 게 마지막에 잡는 거예요 어, 거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잡는 건데 일단은 뭐 그냥 일단은 그러면 순서부터 아 순서가 좀 그렇다 뭐 왼쪽 오른쪽 북쪽 어, 이런 순으로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갈게 이제 RCL인데 솔직히 어, RCL이 제일 힘들죠 RCL이 결정 네. 그 RCL이 하여튼 음, 그 쏠리게 이제 피 1 남기고 저는 이제 그 스킬 있으니까 좀 많이 위험하고 진짜 많이 위험하죠 그렇긴 한데 검은, 검은 신전은 이것도 그냥 경로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지하 1층이랑 이제 2층 가는 길이고요 지금 해야 되는 이렇게 잡고 일단은 아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필요한 점이 이제 2층으로 가서 스위치를 작동을 하고 일단 그냥, 그냥, 그냥 최단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2층에서 또 올라가서 스위치 일단 작동하고 여기에는 최상층에 보스가 없고 이제 이, 게 있어요 그다음에 장치가 있고 이걸 끄면은 이제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어 일단은 어 내려가자마자 여기서 이 끝에 이게 문이 있고 여기 두 번째가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그냥 뛰어내리시면 돼요 뛰어내리시면 1층에 원래 금이가 있던 방 때문에 계속 쭉 떨어집니다 여기 지점에 이제 이쪽 지점에 내려가셔야지 저기 있어요 일단 뭐 여기 잠깐 저장해주아 여기서부터 이제 정격이 있으면 좀 좋은데 정격은 이제 쉬고 있으니까 레드라이더가 들고 있으니까 쉽게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뭐 정격 빈격 그리고 유명하신 게 파스스랑 레기온 장비 좀 편하고 갖고 있는 마가담아 중에서는 배울 스킬 없는데 뭐 회오리를 이제 쇼크힘으로 그냥 바꾸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격구양 쓰려고 이제 아껴뒀고 어? 아! 아이러 안되는데 테트그라칸이 필요하니까는 아 근데 또 제천진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려고 그러 갈게요 뭐 이렇게 아 이게 필요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은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그게 낫죠 랜더마이즈가 있으니까는 이건 안돼 아 랜더마이즈 없으면 딜좀 잘 안 들어가네 사실 문제는 그 마법 물리 그냥 다 죄다 잘안 들어가 강 네, 그게 문제라서 네, 여기서 좀 버프 좀 눌러주고 네, 테트라카에서 여기 넣고 이런 식으로 좀 까부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딜이 이쁘나고 좀들어네요 보세요 괜찮다이 감사합니다 어? 15만치 한번 넣었어 카다로 좀 제법 써놓으시면 잠도 좀 좋네요 아, 이거 마법 진짜 밀어서 꽤 깜짝 건데 아까 카다로 막 그냥 스타트해놨습니다. 이때, 이때 오죠. 다음 턴에 솔리 때렸을 거라고. 마로 그냥 죄다 쏘아.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러면 제천대는 이제 만화는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음 턴 가르쳐요. 어차 잡을 자신 없으니까 아마 트라스가 트라스는 쓰고 아 너무 안 들어가네 테트라카 무조건 써요 이게 피가 1이 났거야 이걸 안 막으면 그 다음 턴 무조건 하나가 죽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돼요 너마이저로 돌리고 아 근데 이런 포트라트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지고 야라나에 아마 한번 치워도 되고 일단 어차피 패턴 솔리기를 쓸 때는 한 발을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 쓰기 때문에 아 괴로운데 하여튼 그래서 뭐 물리 스킬은 쓰지도 상관없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그 뭐야 그 저거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피가 1이 남다 이렇게 한다 어 처음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후이 잡은 편인같이요 일반 신전은 이렇게 그냥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쪽 일단 잡으면 편하고 어, 잡으면 이제 좀 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직진해서 잡을까 해요 네, 이제 스카디를 먼저 잡고 알병을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수작이란 라 수작인 게 이제 이 사고는 인수라 이용해서 이방신 처치하고 그 모은 저걸로 모은 마가타마를 이 저거 하려 하고 다시 쓰고 음, 조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는 이제 또 물리가 스카드에는 이제 또안 먹히니까 하고 일단은 왼쪽으로 한번 꺾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왼쪽으로 아 바인드 보이스는 정신 속도는 아닌가 보네 호호. 음, 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벽 쪽에 붙어서 이렇게 한번 가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변화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발동을 하시면 못 가고 이제 끝에서 이제 두 번째 어 너무 어, 어, 어. 네 여기서 올라가면 끝이야 뒤로 뭐? 어, 어. 어. 부동검 뭐 임야검 다 그런 게 세죠 그런 스킬들이 다 세고 보셨다고? 말이 일단은 2층 올라갔고 2층 올라가면은 일단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돌아 나가시고 여기서 이제 한 번 이 상태 변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필드가 바뀐데 이 상태로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뭐지 2층으로 올라온데 등 뒤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하시면은 한번 더 도시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아 이게 뭐 선턴을 잡고 있었지 여기 있는데 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다시 뺑그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이 두 개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벽쪽 왼쪽 벽 쪽고 다시 이번에는 지그재그로 여기로 가고 여기 이제 문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운데 하시고 해서 다시 이제 여기서 스카디랑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도 잡으면은 그 비통에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마법으로만 주게 되거든요 이 친구는 그렇고 아마 그리고 스카디가 이제 저기 충격 속성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마카라카 있으면 되는데 뭐 없으니까 이거 바보 너무면 금방 바보 벌써 한 반빛 깐거 같은데 그래서 무슨 스킬 쓸지 모르겠죠 어, 다음번에 잡을 것 같은데? 미니가 있으니까 테트라칸이 세긴 한데 나는 다운 가봐이 정도 까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이제 그냥 뭐, 무방정 어 역시 이거 좋았어 체력 그렇게 안 많아 물론 이제 안 먹히긴 한데 그냥 좀냥 어. 그냥 그냥 그냥 뭐 그냥 좋아 메디아라 어 메디아라 아니었어 이래요 게이지 아. 뭐 이렇게 됐고 바닥 이제 마가치 이쪽이 되죠 이 망신은 이제 원래 제어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도 자유도는 이제 그런 롤플레잉에서도 스토리가 어쨌든 파편이죠 스토리가 다양한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스토리도 어쨌든 결국 그 틀에 있는 거고 사실은 뭐 RPG 종류든 아, 무슨 무슨 RPG든 그런 main quest나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퀘스트 안 하고 육성을 할 수있다면 얼추 비슷하지 않나? 뭐 사실 뭐 저는 뭐 별로 차이가 있다 느끼지 못하고 어쨌든 뭐 메이게 그냥 쭉 밀면서 업할 때나 이거는 이제 아 근데 뭐 그건 근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약간 좀 알 것 같긴 해요 네. 그거죠 이제 그래도 내가 선택사항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나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틀에 있느냐 그거라 보면은 어, 맞는 말이긴 하죠 어, 얘네들은 연결이 저거니까 정격 또는 이제 얘네들 하나 화염의 약점일 있어요 화염이 약점이 음. 근데 이제 티타니아가 좀 쓸모없고 여기서 그래서 좀 바꿀게요 좋아하면 여기서는 제 대장 있어야 될까? 제천 대장 형상왜 이렇지? 음, 일단 이렇게 좀 돌려라. 음, 얘네들은 저건데 이게 방파 스킬 쓰는 게 아니라 됐다데 이제 제천 대장은 저거니까 그냥 마커스. 충격 폭풍이 들어고 요 정격 약진 점 정격으로 잡으시고 충격 스킬은 안쓰고 쟤네 지금 티탄 제가 저렇게 하면 좀 쉽게 잡으시고 여기도 그냥 보물 안 키고 가한 거를 여기는 왼쪽 방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로 가냐면은 나무 여기도 문이 이렇게 네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직진 여기도 직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셔서 디귿자로 옆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아고 이제 여기 올라오면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직진하면 일단 공감돼요 여기로 가는 게 원래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는 두 군데 갔잖아요. 네. 이 옆쪽, 이제 왼쪽은 나간다는 느낌? 나가시고. 근데 배우로서 뭐 어, 이게 미스 아닌가? 미스 아닌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은자로 저서 한 번 가시고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네, 지금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고 여기서는 북쪽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옆으로 한 번 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네, 여기도 옆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북쪽으로 나갔다가 왼쪽 이렇게 하면 그냥 정말 그러니까 알비온 만나러 가는 최단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음. 아, 얘네가 이제 그 물리가 저거야 물리랑 빈결이 이어거든요 얘네 그래서 좀 잡기가 좀 까다롭다 아마 클라스 있어 이거 지금 다 끌어내면은 들고 쓸 필요 없단 말이지 신경도 일병을 잡으면 이제 마가탄 하나 주는데 위령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순서대로 바뀌어나가고 빈결, 충격, 화염, 전격, 속성 순이니까요. 그 반대되는 속성대로 이제 화염, 전격, 빈결, 충격 이 순서대로 그게 저거긴 하거든요 약점 근데 어차피 어, 드리고 싶은 말씀 어차피 한 번에 못 쓰르면은 계속 나와요 아, 물론 근데 이제 뭐 쓰라도 그냥 다시 또 잡고 걔도 어차피 다 경험치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이제 한 번에 그냥 잡고 싶다 그런면은 이제 더 잡고 있네 아 테트라콘 굴리고 테트라콘 이게 테트라콘 굴리고 음, 이제 가운데에는 저거거든 물리가 되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고 물리 스킬은 앵간하면 critical 터져요 4점이니까 이렇게 된 게 맞거든요 이렇게 된게 맞아요 근데 화염 약점인 애가 이제 없잖아요 저기 없잖아요 그 이제 세번째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아 아저 왼쪽이라 맞아야지 메이크업을 다 버릴 때 어? 그거 터졌고 이치 요걸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집어넣으면 안 될라나 일단은 이제 한 턴을 마무리해 힘괜찮구아 나와? 음. 근데 무슨 건지는 잘 모르겠네 효과가 뭐였더라 <clears throat> 그래서 이제 저게 내려온데 나중에 이제 저거 그 도쿄 이사당 거기 끝내고 여기 와서 이제 오벨리스크랑 카고구치 연결하려고 이쪽에 들러대로 다시 올 때도 있고 저중간 옆에라니까 일단 그건 나중이고 일단 이제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와야 돼. 아, 예. 아담아가 신경 쓰는가? 아 정격 어?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정격 고양 이랑 쇼크웨이브로 어, 아예 바꿔야 될것 같은데 command 반대 거 선택하고 싶어 그렇죠 이게 이 스토리 지금까지 해보셨던 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그냥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사무한테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뭐 c 리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뭐 약간 처형하는 거로 뭐 도와준다 이런 command가 아예 안 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얘 거는 이제 결말은 이제 コトワリ 엔딩 이거는 무스비 있고 이제 불가능해요 보고 싶진 않고 이번에는 다른 걸로 볼라 있었으니까 신전도 마무리가 됐고 이 다음에는 이제 아마 아사쿠사로 돌아가면은 요스가 쪽이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